네, 음. 오늘은 제가 영어 선생님이 돼줄 거고 명호가 중국어 선생님이 돼줄 겁니다 세븐틴을 봤을 때 감탄사 그쵸 음, 막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네. 만약에 세븐틴 너무 보고 싶다 네 I miss you guys so much I miss you guys so much 그럼 중국어로 하면 어, 오케이 我很想你们 我很想你们.你们,你们 여러분이고 만약에 형을 보고 싶으면 我很想你.我很想你. 그럼 또 다른 거 만약에 어, 어 심, 형을 보면 아 심장 터질 것 같아요. 그런 거 어떻게 말해? When I look at you, it feels like my heart's about to explode. 내가 너를 봤을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쫑거도 약간 살짝 어려워. 看见你看见你我的心我的心要跳出来了有要跳出来跳出来네 오늘의 영어 선생 조슈아 중국어 선생님 B의 슈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